좌측에 있는 이 어, toolbox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드로잉 tool이 이쪽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색을 채울 수 있는 거그 다음에 레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workspace를 이렇게 handling 할 수 있는 예. 그런 tool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workspace tool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손바닥 모양을 보시면 화면을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pan 시켜가면서 예, 이동시킬 수 있는 tool이고 돋보기는 말 그대로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거나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들여가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화면을 돌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화면을 돌려가면서 그릴 수 있게끔 리셋 버튼 여기 있습니다 리셋하기는 다시 어, 처음으로 돌아오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 perspective view를 보는 거예요. 예, 입체 지금 여기 카메라고요. 지금 여기 아무 그림이 없어서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어, 요거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3D로 이렇게 예, 캐릭터 앞에 있고 바닥 이렇게 있고 뒤쪽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입체감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reset view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어 잠깐만요. 이것도 리셋. 음. 그 다음에 다른 tool이 선택된 상태에서 어, 화면 뭐 확대 축소 예. 이건 이제 뭐 마우스의 스크롤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갖다가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pan은 어, 오른쪽 마우스로 그냥 누르면 이렇게 pan이 돼요 예. 하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고 있으면 예,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예, tool이 변하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스페이스바가 한번 탁 하게 되면 요 밑에 이제 플레이 버튼하고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원하지 않게 플레이 되는 수가 있어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용해서 이제 pan 하시는 것을 습관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 어, tool은, 아, 잠깐만 예. 컨트롤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예.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reset view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하나 나와 있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 드로우 툴 이용해서 자, 이거 마우스를 rollover 하시게 되면 그 메뉴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단축키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거는 select point 해갖고 어, G키가 단축키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림 먼저 요 밑에 있는 freehand 어, tool이 있습니다. F키가 있는데 요걸로 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요거 그래, 그림 그려놨으니까 이걸로 select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해서 자,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예. 네, 프리엔드 2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상단을 보시게 되면 메뉴 들이또 있죠. 그래서 프리엔드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어, 저는 이제 제가 쓰던 옵션들이 저장되어 있어 갖고 reset을 한번 눌러 볼게요. reset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창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단은 유즈팬 프레셔라고 되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메뉴는 그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타블릿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뭐랄까 펜의 압력? 네, 예, 압력 값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조절되는 네, 그런 메뉴고 어, 이제 저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논으로 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펜의 굵기가 아, 압력에 상관없이 예, 일정하게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끝에가 좀 얇게 나오는데 이 옵션은 여기에 있는 아, 테퍼라는 옵션 때문에 그런 거고요 테퍼 스타트 값하고 어, end 값이 얼마 몇 퍼센트 줄 거냐에 따라서 예, 선 굵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10%를 주고 싶다 뭐 타이핑 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올려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거 여기는 좀 높여 볼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음하고 끝에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예, 옵션들입니다. 자, 요거를 꺼보고 하게 되면 처음하고 끝이 일정하죠? 예. 이 선의 굵기는 여기가 아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요 어, 위드값 있어요. 예, 여기 6, 6이죠. 6픽셀.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굵기 값을 정할 수가 있고 수치를 올려보게 되면 좀더 굵은 형태로 네. 아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선택한 상태에서 음, 바꿀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예, 프렌드 툴에서 다시 요 밑에 smoothing 같은 경우는 무슨 아, smoothing 무슨 옵션이냐면은 어, 이그 손떨림 예,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수치를 낮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좀 손을 많이 떠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퍼센트를 높이게 되면 예. 굉장히 많이 보정되죠 제가 미세하게 그리고 싶어도 보정을 막 해버리니까 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한10% 정도? 정도 되겠죠 예.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보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넌으로 쓰고 그 다음에 테퍼를 쓸 경우는 키시면 되고 네, 요 정도로 해서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s e l e 을 눌러서 다시 선택을 하고 네,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음. 자 freehand tool 다시 옵션에 보게 되면 상단에 또 이제 auto close, auto fill, auto stroke 그 다음에 merge stroke 그 다음에 hide auto closed segment라고 되어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auto close는 아까 그림 그릴 때 보게 되면 어, 제가 끝까지 선을 그지 않아도 예, 연결이 되면서 자, 안에가 색이 채워졌어요. 예, 채워졌는데 이걸 꺼볼게요. 꺼, 꺼서 해보게 되면 자, 그림을 그렸어요. 딱 어떻게 돼요? 예, 연결이 안 되죠. 예, auto close를 키게 되면 연결이 끝까지 안 그래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오토필 같은 경우는 이제 끄게 되면 당연히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색상이 안 들어가죠. 지금 뭐 구멍이 났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건 색을 넣을 수가 있죠. 예, 이쪽에 보게 되면은 어, 버킷 있습니다. 버킷으로 해갖고 내가 선택한 색을 갖다 찍게 되면 색을 나중에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뚫려져 있는 데 색이 안 채워지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선택을 하고 auto stroke auto stroke 같은 경우는 stroke를 상성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하게 되면 stroke가 상성이 안 돼요. 예, 그죠? 대신에 이제 그, 그 색은 채울 수가 있죠. 예. stroke 형성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hide auto close segment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어, auto close 상태에서는 여기 선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예, 색이 채워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segment가 있어요. 예, 구역들이 있는데 그 음, 사실은 여기 그 선이 없는 게 아니라 hide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hide edge tool이 있죠. 이걸로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스트로크가 있는데 감춰진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감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옵션을 보게 되면 이걸 끄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감추지 않고 연결시키면서 그냥 형성, 그 스트로크를 형성해 버린다는 어, 생성해 버린다는 어, 그런 메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이쪽 브러시 설명하면서 이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어,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뭐 색을 넣으셔도 되고 여기 색을 아,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값은 알파 값이에요 이렇게 수치 변하죠 예, 투명도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된 그 stroke에 대해서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쪽에 보면은 어, 셀렉트 쉐이브를 통해서 선택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예, select도 되고요 네. 보통은 select tool로 네, 선택을 하시고 색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죠? 렇 cancel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브러쉬 스타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브러쉬 세팅을 보시게 되면 어,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 다양하게 브러쉬의 어, 스타일을 정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연필성 같은 느낌의 브러쉬가 형성됩니다 아 지금 이게 선택이 제대로 안 됐네요 네. o k 눌러야죠 바뀌었죠 브러쉬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시면 이게 옵션이 꺼져 있거나 네, 꺼져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네. 이렇게 계시면 돼요. 어, 브러쉬 스타일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러쉬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advance 그 checkbox가 있는데 이걸 키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메뉴들이 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effect가 있어요 이 effect들을 먹일 수 있는 예,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써보시면 알 것 같아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round cap을 꺼보고 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끝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짤, 뭐 이렇게, 이렇게 각이지게 예, 나오게 되고 여기다 선택을 해서 라운드 캡 키게 되면 이렇게 다시 둥근 형태로 해주는 옵션입니다. 예. 자, 그러고 이제 그 이제 어, freehand 다음에 요, 요 여기 있어요. 이제 draw shape 아, tool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지우고 자, 여기는 뭐 그냥 요 모양대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모양대로 사각으로 그리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동그라미 예. 둥근 형태 예, 시프트 키를 누르면 예, 이렇게 정 형태를 아, 정 뭐라고 해요? 정방향 네. 네. 형태를 유지해가면서 어, 정방향 해서 그릴 수가 있고 네. 아, 별, 뭐, 화살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뭐야 그리드 예 그리드죠.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어. 이건 뭐 auto fill auto stroke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요 위에 보게 되면은 어, 오, a 포인트가 있어 요 d 드 포인트 a 드 포인트로 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pen tool 같은 역할이에요 예,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뭐 눌렀다가 손을 띄고 그 자리에서 다시 눌렀다가 띄고 눌렀다가 띄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는 안 붙죠? 여기 보기에는 상단에 auto weld를 키시면 여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탁 소리 나면서 연결되죠. 그래서 auto fill 메뉴와 auto stroke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거면은 어, sharp corner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연결할 때 어떻게 돼요? 예, 뭐랄까 커브 같은 게 형성이 안 되거든요. 예, 어, 각지게 예. 연결이 됩니다. 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꺼놓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curve tool이에요. 네,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어, 여기 보게 되면 커브가 있어요.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컨트 여기서 Alt, Alt 키? 네, Alt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한쪽만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떼게 되면 양쪽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자 가운데에서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요, 이, 이 조절자를 조절 이렇게 그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변형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컵 어, 요거를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드래그해서 수치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끊고 연결하고 이렇게 예, 각지게 예, 샤프하게 해놓고 아니면 그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리셋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엣지를 지워버리는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magnet tool이에요 이거는. magnet은 이제 X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magnet 사이즈는 요 위에서 드래그해서 스크롤 바 아, 스크롤 버튼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변형할 때 내가 이렇게 그렸다 했을 때 마그넷으로 조절을 할수있어요 이렇게 예, 그림을 변형할 때 씁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어, 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누르고 도,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블락블락이라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그냥 형태가 생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키 누르고 네, 사이즈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point reduction 네, 그려드리네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의 개수를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죠? 네. 요거는 어, 아, 스케터 브러쉬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예, 여기 보면 메뉴가 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거는 밑에가 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격자를 그려보고 자, perspective poi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select한 포인트들을 예, 요걸 선택을 해서 자, 좌우로 드래그 해 볼게요. 위아래도 되고. 그래서 perspective하게 변형을 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아마 shear point 네, 이런 거네 이렇게 좌우로 요거는 bend point 네, bend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드래그 하는 겁니다. 좌우로, 어, 위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뭐, 노이즈. 예, 노이즈 값을 줘서 네, 불규칙하게 변형하는 draw tool입니다.